음. 여러분들, 어, 네. 이줌 네. 네. 줌, 줌 스터디가 괜찮아요? 아니면 메타버스 스터디가 괜찮아요? Which one uh, do you like uh, uh, learn in uh, Korean language, Zoom or Metapa? 다 좋아요. 아 지금 메타박스에 많이 스터디 material 있어요. 한국 어금 어네 한국에 스터디 material 있어요. 또 저도가 지금은 메타박스 스터디를 많이 좋아요. 그죠. Na última sang. Uri sang sin ning gat uri sang sin nim fighting uh hard work is so cho in the meta box yes yes I am also I'm also the metabox light, okay?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모모님, 네. 쌍마님. 네. 네. 네. 저희도 감... 모습니다 모모님, 네. 쌍마님, 따니아님, 판파님, 그 다음에 뭐야? 시, 어, 아, 셔른님, 인도네시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엘리자님, 그 다음에 크리샹기, 전혜리님, 유리님, 네. 헤이제님. 자, 우리 그 스터디 공부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 제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 u g 네, 렌즈는 네, 장가래. 네, 자, 오늘은 아마 내가 제가 봤을 땐 저번에 요거 나간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요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번에 보이시죠? 네, 네 보여요. 네, 네, 네, 네, 보여요. 아 IT 저번에 요거 요거 나간 것 같은데 요거 그죠? 요거 한번 나가 볼게요. 오늘은. 아, 네. 아니요. 에 자, 따니야. 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따니아가 먼저 버스트. 음. 자, y o first you leading right now and uh, you chose o this one. Okay, let's go. 아, 다음 주에 고기를 먹고기를 으러 갈, 거예요. 거예요. 이거 u 미래 아, 현재 현재 아니에요. 먹을 거야. 아, 왜? 미래 어, 선생님 이거 아 네네네. 어, 이거 미래가 센텐스 어, 어, 먹을 거야, 마, 먹었어요. 또 그거 지금 뭐가 모르겠어요. No, no, no, no, no, no, no, no. Listen, listen, not difficult. Listen, okay, everyone. 먹을 거예요, 볼 거예요, 마실 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all future. 오케이? 네, 네, 네. 교님 네. 먹, 먹을 거야, 볼 거야는 퓨처인데 반말이지. 오케이? 네. 어, 네, 네. got it? Don't forget 음. not, not t y p i c l 거예요, 거예요, 먹을 거예요, 볼 거예요, 샤워할 거예요. 어, 잘 거예요. 술 마실 거예요. 남자친구 네. 만날 거예요. 여자친구 만날 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Don't forget, okay? So right now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Right now. Present. Okay? Fast. 네. 먹었어요. 잤어요. 마셨어요. 써요. 써요. 써요. 써요. All fast. Okay, everyone? 네. 네. 네. So uh, everyone, please, the uh, I'm uh, I'm choice one people, one student, okay? So uh, I'm choice one student the only turn on the microphone, but uh, not microphone or uh, uh, any people, right? But but you are you all on together uh, follow or follow this one, okay? but not turn on the phone, uh, on the microphone. Okay, you got it. So I'm choice. So I'm choice. Okay. So Tanya, one more. Okay, let's go. 나는 어제 친구와 어, 술을 어, 마셨어요. 아, 마셨, 마셨어요. 이거 과거. 과거. 과거. 그래, 그래. 봐봐. 아까 네. 했잖아. 나는 어제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어.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왜 그런지. 네. 자, 나는 I 어제 yesterday 그죠? yesterday니까 future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네. 친구와 네. with friend, with friend. with friend. 친구와 술을 drink, 술, 어, beer. 오케이, 술. 오케이. 마셨어요. drink. 오케이? So 나는 어제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는 어제 남자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어, 따니아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모모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삶아와 술 마셨어. You got 님 예? 아, 네. 네. 이, 어, 이거 있어요. 만약에 나는 네. 어제 어, 여자친구 같이 술 마실, 어, 마스, 어, 마셨어요. 이거 이 센텐스를 맞아요? 나는 나는 어제 여자친구와 같이 어, 술을 마셨어요. Great, great, very nice. 아. Okay? 자, 마음을 만약에 퓨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일이 들어가야 되겠지, 퓨처니까. 나는 내일 네. 친구와 술을 마실 거야 라고 했지. 뭐라 했지? 마실, 마실 거야. 마실 그지 거야. 내가 뭐야? 퓨처는 뭐라 했어? 퓨처는 어. 거야, 거야, 마실 거야. 오케이? 마실 거야, 마시, 어, 마실 거, 어, 마시, 마실 거, 어, 예요 마실 거예요. 아, 맞았죠? 어? 자, 설마 네, 선생님. Let's go. 지금 부모님과 영화를 보러 가고 있어요. 아, 현재. Very nice, very nice. 다음 주에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미래 <laughs> 대답했어요. 음.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퓨처와 퓨처와 미래 어, 파스트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있잖아 너무 대단한 게 예전에는 어, 아, 아 s 저기 과거 현재 미래가 어려워했어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어렵지가 않을, 않을 거야 만약에 저한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오케이? 네. 자 우리 네. 쌀마님 같은 경우도 몽호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오래 배웠잖아.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자 uh, so I'm ask uh, for dinner, okay? So if you, uh, uh, uh, 만약에 if you if you learn in in Korean, right? So uh, which one uh, difficult the in Korean, okay? But so so many people uh, making the sentences. Okay, you got it? 네. 자, 근데 이제 네. 어렵지가 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만드는 것만 가는데, 그죠? 자, 지금 네. 우리 한국어 하는 아, 내가 보기에는 나 뻔히 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국이 한국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뭘까? 하나는 문장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말하는 거, 끄집어내는 거, 그죠? 그런 걸 거야. 근데 그 네. 요령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버스트 내가 내가 한 문장을 하든 두 문장을 하든 one, 어, 어, I'm try the best, you try the best, 오케이? 열심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면 되는 거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오케이? 여러분들은 폴리너잖아. 여러분들은 폴리너이기 때문에 you when you speak in Korean, it's wrong, very cute, okay? Don't worry, okay? You got it? 네. 네. got it. 자, 다음 거 한번 갈게요. 다음 거. 자,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시거나 그러면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be quiet and teach right now. oh my god. my wife is stay angry right now. <laughs> I'm sorry. 자. 선생님, 예? 질문이 있어요. 아, 신나는 치마, 신난 치마. 무슨 뜻이에요? 치마? 신난 치마. 아, 아, 저 누가 그, 읽어주세요. 신난 신만은 뭐지? 잠깐만, 뭐, 아, 뭐 썼나? 언니들 고마워. 뭘, 뭐, 뭘 말하는 거야? 신난 치화가 뭐야? 선생님 들려요? 예, 네, 들려요. 아, 좋아. 미안해요. 어, 주문, 주문, 참, 참, 참. sama sorry 음. 뭐야 침낭 침낭 치마가 이거는 침낭, 한국어 치마. 이거 한국어가 아닌데 이거 차이니스 언어인데 I don't know this word I'm sorry I'm not I'm not no, no, no, no. Chinese 아니요 선생님 아 actually 어 어제 우리가 어 바이로 켈 앞에 저 친구들이가 어, 떡에 있어, 샤크에 어, 있을 까요또 지금 어, don't be kidding, don't be kidding 이와디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장난치지 마 이거. 아 장난하지 마 네, 아, 그런 거 같아. 네, 네, 네 선생님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네네 네 네 네네. 장난하지 마. 네, 네, 네. 아, 이- 이거예요. 장난치지만 장난치지만 네. we 장난치지만 is the uh when you uh when we when we uh, learn in Korean, okay? 네. So some people talk to somebody people and uh, c- call and uh, some some some uh, some uh, uh, some friend is a talk, okay? 장난치다, okay? 산만하다, 장난치다, 오케이? 아, 네네. 저도 가스펠링 그 아, 얘기가 없어. 아, You 미안해요. 네, 선생님. 지금. 오케이. 자, 모모. l e t 네.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잘했죠? 여러분들. 자, 봐봐요. 오마이갓. Oh 그냥 가버렸네. 나는,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 나는 엄마랑, 엄마랑 밥, 밥 먹으러 가고 있어. 있어.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 잠깐만. 어, 아, 아빠는 잠깐만. 네. 잠깐만. 오, 오, 전혜리님, let's go. 아, 성남에 가고 시, 지, 지금 아빠 아빠는 지금 성남에 가고 있어? 어,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 하나 더요. 고모랑 먹고 있어. 정, 점심을 나, 나는 고모 고, 고모랑 정, 점심을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나는 고모랑 점심을 먹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가, 오님 s a 그, what was the word? 고모랑. 고모랑. 고모? 네, 고모랑 먹, 뭐 점심을 먹고 있어. 고모, 고모 mean, okay, you 고모 mean or if your if your uh, boyfriend she uh boyfriend sister 아, 네. okay 오케이. aunt 아니에요. aunt 아니에요. A U N T aunt 다 저, 엄마는 안 아니에요. 아니, 어, 여자친 아, 남자친구의 아, 동생 같은. 아니 아니요. 어, 어, 맞아. On, 아니요. on, on, 어, on, 아, on, on. 선생님. 네. 네, 은영 네, 어. 맞아. 아빠 동생 이렇게 엄마 동생. 네. 아니, 그러니까 아빠 이거 동생, 엄마 동생. 네. 아빠 동생? 아, 여기 모르겠어가 연생. 아니, 여자. 아니, 전혜린님 여러분들의 boyfriend, husband, husband, sister를 말하는 거라니까. 아, 네, 네, 남자친구의 동생? 아니야, o l d 스 r 아, 네. 누나. 오케이? 누나. 네. 네.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자, 오케이. 어, 셔은 네. Let's go. 나는 지금 친구랑 운, 운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있어. 원모 하나 더. 엄마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어. 잠깐만요. 그 다음에 누구 안 했지? 아는 사람 누구야? 판판! 네, 선생님. Let's go. 아, 아 반응 음, 되시는 아빠는 친구들과 어, 슈, 음. <laughs> 한번 더. 네. 어, 치, 지금 친구들을 어, 놀이 어, 공원에서 놀고 있어. 틀렸어요. 다시. 지금 에이, 들 친구 지금은 틀렸잖아. 딴걸 해줘야지. 지금 이거 앞으로 와가지고 틀린 거잖아. 이거 이거 틀린 거 이거 틀렸어. 이처럼. 아, 친구들 지금 어 놀이고 원에서 놀고 있어. 나는 지금 어, 식당을 한국 어? 자고 있어. 나는 지금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 어 한국 찾고 있어. 한국 한국 찾고 있으면 아니죠. 한국 식당을 찾고 있어 이렇게 한국 맞지? 식당을 찾고 있어. 그렇지. 한국 찾고 있어 식당을 말이 안 되지. 오케이? 네, 선생님. 여러분들 와, 왜 여러분들 호모크안 해? 어? 여러분들 호모크안 하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우려고 하는 열정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들 don't have, don't have the time? 그럼 여기 오지 말아야지. Time is g o l d 야이 Okay?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의 클래스에 와. 내가 한국 전화급 밀어줄 테니까. 근데 숙제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 그럼 오지 마요. 다른 데서 배워. 나는 반갑지도 않으니까. 오케이? 물론 지금 물론 지금 뭐 카카오톡 때문에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가가지고선 이거 여러분들 내가 왜 숙제를 왜 왜 숙제를 하라 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 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라고 그럴까? 내가 심심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더욱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어? 네. 여러분들 그거 네, 아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I'm very I'm crazy very uh, uh, happy. You know? My students the two three people, Myanmar people what uh, jo uh, find the job is the in Korean company. Okay, so uh, money is the more uh, uh, making the money. Okay. 자 여러분들은 있잖아 내가 한국어 잘하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어 직업 어 직장이나 아니면은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홈워크를 안 해? 홈워크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홈워크 안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선생님 저는 처음으로 어, 수업 들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홈워크 모르겠어요. 안, 홈워크 안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홈워크. 전혜리님 안 왔고 또. 네, 쌤, 저 이제 갈 거예요. 저 시험이 때문에 저 네, 오늘 오늘부터 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자, 모모님. 네, 선생님. 자, 우리 모모님 여기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모모님 반장. 아, 네. 호모, 네, 선생님. 그 반장님은 책임감 있는 책임감 있는 여러분 그 모님도 지금 영어하고 어, 한국어 하잖아. 열심히 하세요. 네. 저기 뭐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거고 내가 지금 우리가 컴퍼니의 그 국제 교육원을 지금 어 우리가 만약에 잘 될 경우 미얀마 분들 하, 한국어하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우리가 채용을 할 거니까 오케이 내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 하시고 우리 모모님은 지금 다른 분들 홈워크 안 하는 사람들 체크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여러 그 모모님이 반장으로 해가지고 체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케이? 그 네, 선배님. 여러분들 홈워크 네, 네. 부디 잘해가지고 한강 한국말 빨리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뜻하게 한국 어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해서 잘 살면 좋아 안 좋아? 어 BTS 같이 잘생긴 사람들 딱 만나면은 좋잖아. 어? 아니 BTS BTS처럼 잘생긴 사람이 딱 음. 나타났는데 어 이름이 뭐예요? 아왜 이렇게 예뻐요? 한국말 못하면 되겠어? 어? 네. 안돼 안돼 안돼. 반말하냐? <laughs> 누구야 반말하는 사람? <laughs> 안돼 안돼 안된다자 갑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문제가 이거 풀어주면서. 자, 아까 했던 건데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해 줄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 나는 이잖아. 무조건 맨 처음에 나는 얘기할 때.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어, 지금, 지금, right now.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 한국어, 오케이? 를, 한국어 공부를 거, 아, 하고,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하고 있어는 뭐야? 하고 있어는 반말이죠. Right now. But 하고 있어요. 존댓말. 오케이? Okay? But 할 거야는 뭐야? 무슨 어, 반말 네. future. 반말이요. 그렇죠. 반말. 할 거예요는 어, 존댓말 future. 오케이? Okay? 나는 네. 자 봐봐요. 그럼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I'm ask or 이렇게 okay? when I when 네? I talk to you, you you you checking. 자,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어, 할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죠? 네. 아, 왜? 선생님 다시 왜냐면 선생님, 나는 어, 시작했어요. 나는 아, 나는 아 나는 나는 지금이잖아. 지금 right now. 나는 네. 지금 하고 있어요도 맞지만 지금 할 거에도 맞지. 왜? 지금 스타트 한다는 거지. 이거 알아? o t it? 네. 네. 네. 뭐 음. 뭔 말인지 아시죠? 원래 선생님 내가 뭐라 그랬잖아. 뭐 뭐 할거야는 퓨처지만 자, 이 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나는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 할 거야. 이것도 맞고 나는 내일 한국어 공부를 할 거야도 맞죠. 그죠? 이거 알아? o 네. 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바꿔주면 되지.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지. 자,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자,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 영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인도어, 나는 지금 프랑스어, 를 어,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있어. 이게 맞겠죠? 자,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요게, 오케이?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오케이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바꿔버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안 바꾸는 거 오케이? 이거 안에 또 다른 거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한국어 그러니까 어, 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자 누구누구랑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딸마랑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여기다가 누구누구랑, 누구누구랑 해줘. 랑, 누구누구랑, with friend. 오케이? 딸마랑, 오케이? 그 다음에 모모랑, 선생님이랑, 나는 지금 선생님이랑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오케이? 나는 지금 친구랑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나는 지금 어, 따니아랑 인도 인도 인도어를 공부하고 있어. 아니요, 힌디, 힌디, 힌디, 힌디. 오케이, 힌디, 힌디, 오케이. 힌디, 힌디. 네. You got it, everyone? 힌디요. 네. 공부를 그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포 돈포 계셔. 맨처음 어, 말을 할 때 말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는 right now도 있지만은 똑같은 단어지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f e t u r e 하고 fast하고 무조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네. 자 의문문도 네. 어렵지 않아.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 지금 내가 영어는 왜 자꾸 영어하고 한국어 비교하냐면 우리 한국은 단어만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는데 아 영어는 뭐 뭐 뭐뭐 뭐, 뭐, 뭐, 뭐, 뭐 어, 먹었다는 뭐야 먹었다는 앞으로 가고 뭐 뭐 했다는 뒤로 가고 단어가 막 엉망으로 우리는 똑같은 단어 똑같이 맞춰주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오마이갓 어 내 진짜 영어 <laughs> 내... 그리고 단어도 바꿔서 영어로 그래 근데 봐봐요 우리 한국어는 당연히 그 끝에만 바꿔주면 돼 봐봐 동사도 마찬가지야 동사도 마찬가지야. 동사. eat, at 이거만 이거. 그냥 먹고 있어. 먹을 거야. 봐봐. 안 먹을 까도 맞잖아. 안 먹을 거야. 안, 뭐, 어, 먹을 거야. 앞에다가 안자만 먹으면 되잖아. 안자만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I don't know <laughs> 어? 영어도 not 그냥 not. I'm not no. eating. I'm not eating. I'm not 음. eat. 아니에요, 언니. 그거. 파스타는 it, 아, 아 이게 더 I 그, 예. 이라고 바꿔줬어요. 영어 감사합니다. 카카오. 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 퍼스트는 뭐냐? 나는 오케이 엄마랑 어?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있어. 가고 있어죠. 가고, 가고 있어. 있어. 그죠? 가고 가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Right now 존댓말. 오케이? 그러면 뭐야? 존댓말 어 퓨처는 뭐야? 퓨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있을 거예요. 아, 못갈 거예요. 갈 거예요.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케이?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이크 꺼 마이크 꺼세요. Turn 어 turn on the your microphone and follow me, okay? Everyone turn on the uh, turn off the microphone, okay? Turn off the microphone and follow me, okay? 자,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Let's go.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오케이? 네. 자, 헤이젠. 네. You, you repeat again. Let's go. You repeat again. 나는 엄마랑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직장에 가요. 오케이. 또 future. 아, future. 나는 음.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식당에 갈 거예요. 네. 아, 나는 어제 여동생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잘했어. 퍼펙 자, 의문문도 한번 볼까? 의문문. 자, 너 의문문은 어떻게 의문 의문문 퀘스천 내가 나, 아, 아이 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의문문은 무조건 상대방 you 아니면 너 아니면 삶마야 오케이 무조건 알겠어 야 나는 나는 엄마랑 밥 먹었니 이게 뭐, 뭐,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 오케이 네 I'm not crazy guy 오케이 so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질, 의문문은 무조건 you가 들어야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자 딸마님 네.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나요? 와, 먹었니? 오케이? 먹었니? 음. 밥 먹었나요? 오케이? You got it? 네. So, so 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 부정문이 뭐야? 부정문 부정문은 뭐냐면 자 먹었어요, 봤어요, b 부정문은 안 먹었어요, 안 봤어요, 안 만났어요, 안 볼 거예요. 오케이? 안 먹을 거예요. 안, 안. You got it? 부정문. 네. 인터뷰.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정문. 부정하다라고 네. 부. 오케이? 그냥 앞에다가 안자 안만 바꿔주면 돼. 안, 안. 요거만 바꿔주면 돼. 네. 여기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이거랑 바뀐다 그랬죠? 여기다가 안 자리만 바꿔주면 돼. 안. 안 먹다. 유가리? 요거 안 자만 바꿔주면 돼. 안 먹다, 안 보다, 안 만나다. 이런 건 부정문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내가 물어볼게. 그럼 혜재님한테 자, 혜진님 네. 지금 답을 먹었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러 예를 들어가 네. 혜진님은 답변을 뭐라고 해야 돼? 저는 밥을 안 네. 먹었어요. 그렇지. 저는 바로 들어가지.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 지금 안 먹었다는 네. 뜻이야. 네. 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웬? 자, 그럼 그럼 언제 먹을 거예요? 언제 먹을 거예요? When? When do you want to eat? The, uh, eat? Okay? 자, 그럼 네. 언제 먹을 거예요? 저는 아, 수업이 끝나면 먹을 거예요. 네. 수업이, 수업이 끝나면 우와 뭐 수업이 끝난 후에 후에 아, 네. 후에 after, 네. 오케이? 네. 자 봅시다 여러분. 나는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 나는 밥 먹는 거, 나 운동 끝난 후에 샤워를 할 거예요. 나는 샤워 끝난 후에 잘 거예요. 오케이? 네. 뭐뭐 후에 뭐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So many used this 후에 오케이? 후에 오케이? 나는 네. 샤워 후에 잘 거예요. 나는 샤워 후에 공부할 거예요. 나는 공부 후에 밥 먹을 거예요. 오케이? You got it? 네. 조나린 베루. 네. 자,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를 갖다가 현재, 과거, 미래 다 만들어 보세요. Let's go. 아, 나는 아, 나는 나는 아, 나는 친구와 구됐어 아, 아, 파스, 아, 파스타를 먹고 있어. 이렇게 먹고 있어. Very nice. And the future. um, future, uh, banana bananarun mogo koya. Nanun bananarun mogo koya, very nice. So fast. Um, mm. nanun pulgirul ah, uh, mogol koya. No, 먹을 거야. Future. A future. The... I want, I want uh, you, you, uh, you making the sentences the past. Let's go. Sentence. Uh, nan, uh, nanun. Uh, 나는 불고기 나는 불고기를 먹었어요. 먹었 내가 했잖아. 먹었어요. 뭐뭐 써요, 잤어요, 먹었어요, 써요, 써요, 써요, 써요는 무조건 팩트라는 거야. Don't forget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먹었어요. 그렇죠. 내가 불고기를 먹었어요. 써요. Don't forget 이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오케이. You got it? 자, 다음님 네. 자, 나는 엄마랑 밥을 어, 먹어 어, 어, 먹으러 가고 있어를 다가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과거 부정문, 어, 과거 부정문, 그 다음에 future, future 부정문, 그 다음에 right now 부정문. 오케이, okay? let's go. 네. 어, 나는 엄마랑 어, 밥을 음, 안 먹고 있어. 엄마 꿀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안 먹었어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을 안 먹을 거야. 나는 내일 엄마랑 밥을 안 먹을 거야. 베리나 내일이니까 피처니까 아주 잘했어요. 예.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 여러분들 저한테 영어, 뭐 한국어 배우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우, 배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 배웠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음, 코리아 앞, 코리아 앞으로 한국어 자원 모음을 배웠어요. 네? 코리아 앞으로? 코, 네, 네. 코리 네. 한국어 앞에 있어요. 그런 아,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플리케이션? 네, 애플리케이션. 그 압이 아니지. 압이 아니고 앱이지. 앱. 아니요, <laughs> 그거. 압, 압이라고. 압은, 압, 압, 한국말로 압은 뭐냐면 압, 앞에, 압. 압. <laughs> 한국말로. 들어갑니다. 아, 괜찮아. 한국말로 하려고 하면 앱, 앱이라고 해야 돼. 앱, 요거, 요거, 앱. 앱. 요거, 앱. 아, 네. 그걸로 배웠어요. 한국어 저거. 샤르님, 네. 네.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고구마 디안 가르쳤어요. <laughs> 고구마 디안. 네. 고구마 그냥 고구마 디안 하면 되지. 고구마 디안. <laughs> 오케이. 고마니한테 배웠고 우리 상기님은 상기님. 네.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아 드라마를 드라마를 보고 배웠어요. 드라마를 보고. 네. So, uh, so tell me, you, you listen, okay? if you want to uh, you if you want Korean speak very well, okay? So uh, don't go another YouTube channel, another teachers. Okay, I think okay. that's it. Okay, you got it? 네, got it.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다른 데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알아,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돼 오케이? 네 저는 그냥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모모님 맞아 안 맞아 어? 네 맞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아, 만나기 전에는 한국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한국어 잘해가지고 한국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고 한국 회사에서 취직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자 그리고 잘했어요 아무튼 자 갑니다 오케이 나는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 오케이, very nice.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해야 돼? 여기다 나는이 없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아, 뭐가 아, 아, 아빠랑 네. 아빠랑 지금, 지금. 아빠랑 아니요, 아빠랑 지금 네, 아빠는 지금 일하러 아, 일하러 상남 상남에 가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써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자,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도 맞지만 아빠는 지금 성남에 일하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오케이? 난 롱이야. 오케이? 유가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빠는 지금 어,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도 맞지만 아빠는 지금 어, 성남에 일하러 가고 있어도 맞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바꿔도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하고 요거하고 바뀌어도 가능하다는 거야맞 말, 말, 뜻이 맞아요. 오케이? You g o 그러면 요 우리는 우리 한국 있잖아. 네, 한국은 네. 한국은 요거만 바꿔주면 돼. 요거만 요거만 요거만 이렇게 아빠는 그러니까 엄마는 쌀마는 따니아는 따니아는 지금 일하러 미얀마에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나드 누디누 크누누 오마이갓 저거 저거 이거는 나드 나드느 디르 크 이거 뭐야 이거 르는 이걸 이런 한글이 없는데 맞는다네 저자 우리 그 나드느님 네 선생님 you don't have the don't have the Korean name? No, no. Why? I, uh... Why? Sorry. Why don't have the Korean name? Uh, something you mean in Zoom link? No, no, no. I mean, I, Zoom I mean, I mean is the uh, do you do you have? 야 발음이 안 좋은가? do you have do you have a Korean name? You don't have a Korean name? Why don't you have a Korean no, name? I don't have. Oh. Nickname Korean. Definitely, maybe no no one nickname. no one gave it to him. 아니 네, 왜 nickname. 아니 왜내왜 내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건가?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 오 마이 갓.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나. 아니 발음이 좋아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저도가 그 아, 한국 어, 이름이가 없어요. 따냐 있잖아. 아. 이거 좋았네, 왜, 그치? 꼭 알파벳. 네, 선생님. 자, 갑니다, 여러분.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아빠는 지금, 아빠는 지금,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아빠는 지금, 지금, 아빠는 지금 일하러, 일하러,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야. 일하러, 잠자러, 술 먹으러, 밥 먹으러, 이런 것들. 뭐뭐 하러 오케이? 자 봐봐요 뭐뭐 하러라고 일하러 밥 먹으러 잠자러 어 만나러 공부하러 또 뭐가 있을까? 어, 운동하러 샤워하러 오케이? 남자친구 만나러 뭐뭐 하러 자 여기다 한번 네. 써볼게요 네. 자 만나러 잠자러 술 마시러 운동하러 또 뭐가 있을까? 어... 공부하러 공부하러 그렇지 샤워하러 샤워하러 샤워하러 그죠? 자 봐봐 자 여기서 여기서 자 봐봐 아까 똑같죠 나는 아, 아빠는 지금 동생을 만나러라고 되잖아 여기 만나러 잠자러 바꾸면 되죠 오케이 아빠는 잠자러 집에 갔어요 이러고 되고 오케이 잠자러 이거 하니 그러면은 자 봅시다 퓨처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퓨처 퓨처 자 봅시다 아빠는 지금 일하러 평남에 갈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갈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갈 거예요. 이거 안 맞아요. 맞지. 맞아요. 우리오잖아 맞다 그랬잖아. 지금 갈 거니까. Leave right now. 지금 갈 거니까 맞지. 가고 있어요도 맞지. 오케이? But 갈 거야는 뭐야? 지금 출발한다는 뜻이잖아. Right now start. 오케이? 피처잖아. 네.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유가리?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봐봐요. 나는 지금 아니,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갈 거예요. 퓨처지만은 왜 지금 출발할 거니까 퓨처가 맞지. 그죠? 아직 출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출발할 거니까 퓨처가 마, 맞는 거지. 오케이? 유가리? 어. 자, 그러면 아빠는, 아빠는 내일, 어, 일하러 성남에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아빠는 어제 일하러 성남에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안 맞아요? 어제 아, 때문에. 어제 어제는 네. 과거. 그렇죠, 그렇죠. 어제가 들어갔지. 어제가 어, 네. 어제는 뭐야? b e 잖아 어제 어? 자 어제 네. 어제 그제 어 저번 주 last week 저번 주 오케이 어 to before week이라고 하면은 잠깐만 그럼 to be, before 하면 어 저저번 주 오케이 저번 달 저번 last man 오케이 오케이 네 선생님 지난주도 맞아요? 지난주도 맞지. 베스트. 지난주. 베스트. 네. 어? 자,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거야. 자, 아, 나는 나는 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지난주 때문에. 지난주는 과거니까. 아, 그렇죠. 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아, 나는 어제 일하고 그다음에 갈 거예요. 아, 맞아. 안 맞아요. 하나 어제가 들어가. 어제는 과거이랬어. 그죠? 어제는 과거인데 거에는 뭐야? 퓨처죠? future. 네. 퓨처. 뭔 미래. 말인지 알죠? 네. 네. 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어, 내가 어제가 어제가 들어갔으면은 패스맨 마지막에 패스트가 들어가야 돼 그죠 어제면은 패스트잖아 그죠 지금이면은 뭐야 네. right now도 들어가도 되지만 future도 되는 거고 나는 지금 밥을 먹을 거야 하는 뭐야 지금 아직 안 먹고 지금 이제 스타트해서 먹는다는 거잖아 future잖아 그죠 그럼 되는 거 네, 되는 네. 거잖아 그죠 네. 네. 아, 이거 아니 네안 가지 아, 이 너무 잘 가르치지 않아 이거 진짜 한국어 <laughs> 자, 갑니다. 나는 나는 춤 부모랑 부모랑 정신만 뭐고 자 이것도 또 그, 어, 그 마이크를 끄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y o turn off the microphone. 자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요. 나는 어, 고모랑 밥을 먹었어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오케이? 자, 맨 처음에 you repeat right now and uh, future and uh, fast. Okay?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Okay? 네. 네. 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리피트 해보세요. 자, 자,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었어. 나는 어제 고모랑 밥을 먹었어. 나는 내일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어제 고모랑 밥을 안 먹었어. 나는 내일 고모랑 밥을 안 먹을 거야. 오케이? 안 먹을 거야. 부정문.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got it. 나리님 조나리님. 조나리님. 선생님. 네, 선생님. 자, 조나리님은 내일 남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내일 아 나는 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앤서는 뭐야 자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 라고 하잖아 you you will you uh will you will you meet uh, will you uh, will you meet the boyfriend uh tomorrow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뭐야 난 가구에서 나는 아, 아, 아, 나는 할머니는 아, 몸이 아, 아파서 아, 병원에 가구에서 가구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조나님 조나님 아, 한국에 가고 가고야 뭔 소리야 남자친구를 만날 거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다른 얘기하고 있어 난자 <laughs> 우리 저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봐자 우리 자 조나리님 네 선생님 자, I'm, I'm ask uh, one more question okay 자 어, do you know 나는 나는 I I am 남자친구 do you know? 남자친구 is a boyfriend. And uh, 내일 do you know? 내일 uh, tomorrow. So um, 어, 만날 거야? 마, 만날 만날 거야. 아 go 아 uh, going um, uh, going will uh, We're going. 그래. 그러면 봐봐. 그럼 내가 뭐라 했어? I'm I'm I'm 어. 자 나는 아, 자 조나리 님자 봐봐 조나리님 내일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죠 내가 그러면 앤서는 뭐라고 해야 돼 앤서는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내일 남자친구를 안 만날 거야 오 나는 내일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라고 해야지. 근데 무슨 한국에 갈 거야 할머니가 아파서 이 얘기가 왜 나와? 나 진짜. Ang ng danail na sigurol uh, buruga uh, danail ng sigurol manjagoya 어 만날 거야 만날 거야는 어 만날 거야 we meet I will I will meet I will meet uh, I will meet uh, boyfriend tomorrow, okay? 이런 게 맞는 거지, okay? You got it? I got it. I will meet my boyfriend tomorrow. I, what? Be quiet! I, don't speak English. ask <laughs> ah, Sandeep, you just want to know about it. I will meet my boyfriend tomorrow. I will. I will meet. I will. I will be. I, slowly, oh slowly. I will, I will meet. I will meet uh, my my my boyfriend boyfriend tomorrow. Tomorrow, okay. I know. Be quiet. <laughs> 우리 선생님 영어 잘해요. I'm I'm just uh, trying to best, okay, but so, so, 네. so difficult. 우리가 우리가 파이팅했어. 네, 화이팅. 자, 여러분들 today is the game uh, game time, okay? Everyone, 자, listen and look me, okay? 자, 제가 단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저번에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먹다라고 하면 먹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오케이? 자,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나는 밥을 먹는다. 오케이? You got it? 네. 나는 나는 나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본다. Okay. You got it? Now, now is the game uh, time, okay? Just only uh, when I when I talk to Korean words, your uh, motion, body language, okay? You got it? 네, 이걸. 자, 나는 잔다. 나는 잔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everyone, 자, 우리 파이팅 팀에 왜, 왜 샤이냐? 나는 잔다라고 하면. 아니, 진짜, <laughs> 아니, 나 진짜. 저 파이팅 안 해? 좀 가감하게 파이팅 오케이 자 나는 잔다 나는 먹다 나는 먹고 잘 거야 먹고 잘 거야 해야지 우리 셔르님은 계속 먹기만 하네 <laughs> 아니 나 진짜 먹고 잘 거야 먹고 오케이 나는 나는 뛰어간다 나는 뛰어간다. 나는 저쪽으로 뛰어간다. 그렇지. 나는 저쪽으로 뛰어간다. 오케이? You 나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적구들이 들어간다.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Over 저쪽. 저쪽. 네. 오케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저쪽이면은 절로 먼 데인들을 가리키지만 이쪽이 뭐야, 이쪽. Here. 여기. 오케이? 여기,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Come on here.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자, 저쪽으로 가세요. 예, 아, go there. Go there. 오케이? 저쪽으로 가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네. 자, 여러분들 눈,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눈을 감으세요. 자, 에브리원 눈을 뜨세요. 자, 여러분들 don't forget 야. 눈을 감으세요는 close 아, no, no, no, no. close your eyes. 오케이? 자, open the open the your eyes라고 하면은 자, 눈을 뜨세요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자,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앞을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이 뭐냐면 자, 보세요, everyone. 자, 오른쪽이면 무조건 right. 왼쪽은 left. 자, 봅시다. 외우세요. 자 오른쪽 라이트 왼쪽 레프트 오른쪽 라이트 왼쪽 레프트 오른쪽 라이트 왼쪽 레프트 오른쪽 라이트 오케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오른손 그 오른이라고 하면 오른쪽이라 했죠 오른손이라고 하면 핸드 핸이잖아 오케이 자 오른손 왼손 자 오른쪽 눈 그럼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 자, 왼쪽 눈. 그죠? You got it? 자, 그러면은 봐봐요. 그럼 내가 뭐라 했어?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봐. see. 오른쪽으로 봐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왼쪽으로 봐. 셔른이 봐라. 왜 오른쪽 보고 앉아있다? 왼쪽 보라니까 왼쪽. 그 오른쪽이잖아. <laughs> 나 진짜. <laughs> 오마이갓. 아니 잘 봐, 잘. 이 리슨. 자 카메라 방향 생각하지 말고 내 위치를 봐야지. 자 오른쪽이면은 오른 라이트를 들어야지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다음 왼쪽은 어떻게 일로 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셔르님은 어디로 가야 돼? 자 왼쪽으로 봐요. 셔르님. 그렇지. 자 오른쪽으로 봐. 벤작 음.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죠여러분들 그죠? 자 봐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자 여러분들 주임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어, 어 홍대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아, 앞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You go to uh, turn uh, uh, right, okay? And go straight, okay? 오른쪽으로 가세요라 고 하잖아, okay?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오른쪽 오른쪽 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 택시를 탔다 이거 한국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어 조금 알면 아, 하게 요즘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이 길을 알면 아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아위 앞에서 왼쪽으로 가주세요가 나오잖아 그죠 왼쪽으로 가주세요 으로 왼쪽 으로 반모 으로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이거 안에 자, 오른손으로 펜, 어, 오른손으로 볼펜 들어요. 자, 볼펜 내려놓으세요. 볼펜 내리다, down. 자,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up. 내려주세요, down. 자,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오케이? 자, 볼, 볼펜 올려주세요. 볼펜 아, 네. 내려주세요. 볼펜 올려주세요. 볼펜 내려주세요. 자, 볼펜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동하다, 이동하다, 움직이세요. 이동하다. 자, 볼펜을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볼펜 내리세요. 자, 왼손으로 볼펜 드세요. 자, 왼쪽 손에 볼펜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손으로 이동하세요. 오케이. 그죠? 자, 봐봐, 봐봐요. 자, 왼쪽에, 아, 왼, 어, 아, 왼쪽에 있는 핸드폰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 오른손으로. 오케이? You got it? 이동하다. 이동하다 means move. 오케이? move. You got it? 자, 볼펜 내리세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오른손 들다, 왼손 들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두 손, 두 개 뭐야? 두 손 다 드세요. 오케이. Very nice. 자, 두 손 다 내리세요. 아니, 우리 썰마님두 손 다 드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아, 나 진짜. 오 마이 갓. 아.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요것만 알아도 네. 우리가 우리가 쉽게 우리가 트레이닝 이게 트레이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리스닝 트레이닝하고 리스닝 트레이닝.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자, 왼쪽으로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배울게요. 자, 위로 보세요. 위. up. 위. 오케이? 위. 아래로 보세요. down.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할게요. 자, 위로 보세요. 아래로 보세요. 자, 그러면 봐봐. 리슨.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위로 보세요지만 위로 가세요는 뭐야 위로 가라는 거지 그죠 어, 그죠 위로 가라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만약에 길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길 물어봐 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그러면 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 뭐야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야 오케이 네. 그럼 예? 아래로, 네. 아래로 내려가세요. 아래로 내려가다, 내려가다, down. 네. 오케이? 자, 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왜, 메모리지 해야 돼요. 오케이? 위로 올라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다시 두 손 다 드세요. 두손다 들어주세요. 두 손 다 들어주세요. 판판님 뭔 말인지 모른가 보다. 두 손 다 들어주세요. 두 손 다 들어주세요. 조나린 리슨 아지자, 리슨 두 손 다 들어주세요. 자, 아니 들고 있어. 자, 왼손 내리세요. 왼손 내리라고 왼손 오른손 내리라는 게 아니라 왼손을 내리라고 오마이갓 oh 아나 진짜 자 해지하고 조나단 선생님 이거는 저 저 왼손이 저 왼손이 이거 자, 그, 그거를 내려야지. 왼손이니까 왼손 내려주세요라고 왼손을 내려야지. 오른, 왼... 오른쪽. 아, oh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제가 봅시다. 이거 어려워요, 에브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쉬워요. 아니 나도 알잖아 영어 나도 모르는데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right go, left go 나도 알아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up down 그렇지 여러분들 그이거 기본이야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 어리고 굉장히 어리 쉬운 거예요 나, 너 not difficult okay everyone okay 네 다시 두 손 다 올려주세요 자, 오른손 내리세요. <laughs> 아, 나 진짜 틀린 사람은 뭐야? <laughs> 아, 오 마이 갓. I want cry. <laughs> 아니 누구야 조나린이 틀렸다니까 조나리 오른손을 내리라고 아, 자, 자, 봐봐. 아, 오른손을, 자, 두 손 다 내리세요. 자, 오른손을 내려, 내려, down. 오른손을 올려. 오른손 내려, down. 오른손 네. 올려. 네, 내렸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홈워크 여러분들 홈워크야.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집에 아니 집에 아니 여러분들 어 미디어를 하나 만드세요. 미디어를 오케이. But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발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카메라 앞에가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봐.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오케이. 유 o u r s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봐. 자 앞을 봐. 아래 봐, 위 봐, 왼쪽으로 봐, 앞을 봐, 오른손 들어, 오른손 내려, 왼손 들어, 왼손 내려, 볼펜 들어, 볼펜 내려, 볼, 왼손으로 볼펜 들어, 왼손 내려, 오케이? 왼손으로 볼펜 들어, 왼손에 있는 볼펜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오케이? 비디오를 만들어요, 오케이? 네. 계속 계속 네. 프랙티스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laughs> 자꾸 하게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you got it? got it 네 I got it 오케이 아,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네, 다른, 알았어요. 것도, 다른 거 다른 것도 해도 돼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밥을 어, 어 먹는 먹다 자다 보다 뛰다 오케이 세레다. 말하다. You got it? 얼마나 많아. 오케이? You got it, 조나린? Got it, got it. 아, 어떻게 조나린님? 아, 남자, 남자가 어떻게? 예린 아니면 선생님 예린? 조나리조나리 무슨 이냐조나리 어. 예린이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홈워크 갈게요. 자 여러분들 홈워크. 네.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까지 만들어 오세요. 하나 둘셋네 개. 오케이? 메이킹 i 센 g t h 오케이? 여러분들 말로 말하면서 맞춰보세요. 게임 플레이를 해보세요. 지금 저, 저처럼. You got it? 네. You got it? 네, 안 가래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들 있잖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if you when you have when uh, you don't have time okay so you not cannot uh, homework time is gold uh, don't come here okay don't don't come here okay 자 나는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나는 아, 나는 I'm I'm help you okay I'm help you okay don't worry okay you are you are my my students uh, speaking in Korean very well I'm help you okay until okay until you got it but you you not hard and you uh, to the learn uh, Korean language. I also not I not help you. Okay, I don't want. You got it? Yeah. yeah. Got it but, but uh, you you follow me you are follow me uh, uh, uh, our class uh, you learn uh, hard the Korean language you you future next time after six months and after three months the you, when you speaking in Korean it's very well. You got it? When I speak English, uh, do you understand? 네. 네. 네. 어, 잘알 선생님. 저희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 모모님 네 선생님 만약에 if 만약에 음. 홈워크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모모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영어로 okay? 네, you 네 선생님 coming hours class 오케이 o k 여러 직접 모, 모모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o k 자, 당신은 네, 출제를 안 해올 경우에 여기 오지 마라고 해야 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린 여기 필요 없다고, 우리는, 오케이? 네. You got it? 네, I got it. 왜냐면, 선생님,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I don't, I, I don't, 어, 어, 나는 바, 받다가 영어로 뭐지? 봤다 나는, 나는 I don't you are you are not giving me money okay so it's pretty okay don't worry okay i help you but when you when you when you learn uh, when you learn in korean it's not hard and too late to learn korean language i i'm not lead okay I'm, i i do not want okay you got it 아 영어 진짜 어렵네 진짜로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거 숙제는 모두 푸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하지만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 아 저는 아, 숙제를 어디로 보냈어요? 아, 보낼 거예요. 왜냐면 제 카카오 나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음. 아니라 음. 못 들어가요라고 해야지. 가요, 네, 못 들어가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왓삽 그러면 우리 지 그 코리아 클릭 거기 왓왓어왓 와, 어, 뭐야 그 왓삽 맵인가? 아 왓삽 오케이 거기에다가 어. 네. 개인톡이라도 개인톡이라도 보내주면 되고 오케이? 네네네 네 알았어 잠깐만 내 네,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쪽 왼쪽 뭐야 아까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 요거 아까 보여줬잖아요 요거 요거 네네 숙아 숙제가 두 개라고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오케이.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거. 문제풀이하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말하면서 풀어야 돼요. 오케이? 말하면서. 말하면서. 오케이? 나는 엄마랑 학교에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 알아? 네. 네. 그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오른쪽 왼쪽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천천히 하지 말고. 어? 오른쪽으로 네. 봐, 오른쪽으로 봐, 앞으로 봐, 왼쪽 봐, 위 봐, 아래 봐, 오케이? 앞을 봐,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오케이? 오른손 내려, 네. 왼손 내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 트레이닝.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네 선생님. 자, 여러분들 혹시 요 이 중에서 I'm ask question,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하, 어, 영어 가능하신 분 손들어. English. 왜? 뭐라고요, 선생님? 어, 이 중에서 이 중. Yours, okay? I'm asking one more question all, okay? 자, 이 중에서 혹시 영어 가능하신 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압니다. 아는데 저는 그 그런까지 영어는 잘 못해요. 아 영어 가능하신 분그니까자 우리 셔런님이 가능해요? I can speak English. Yes. 가능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셔런님. 어? 자 그러면 셔런님은 셔런님하고 사 살만이도 가능한다? 자,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 왜, 왜 물어보냐면, 우리 셔르님하고 쌀마님은 우리 그 넥스만에, 넥스만에 한국 사람, 어, 우리 그 famous the uh, Korean basketball team. Okay? But middle school, middle school guys, the, we, we meet the, together, join uh, uh, English and Korean, we talk, okay? e Jump. You got it? 와, 언제 음. 선생님? 언제? 첫 시간에. 자, 쌀마님하고, 쌀마님하고, 그러면 예, 쌀마님하고 가가지고, 가, 가서, 어,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한국어도 배우고, 여러분들 영어도, 아, 영어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걔, 그 친구는 네. 잉글리시, 아, 아 잉글리시 스터디, 어, 스터디를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learn. 오케이? So, 네. 여러분들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But, 네. but he, uh, 어, students is the guy is the very younger, okay? Young guy, okay? 너무 세네. 너무 마지막. 아. 아. You got it? 네. 네, 자, 질문. 왜 한국 남자가 너무 아. 잘생겼다고요 잘생겼다고요? 한국 남자가 뭐가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요. 왜? <laughs> 음. 어떡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잠깐만 자 h o 자이 사람들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어, 이거 엑셉션을 이거 엑셉션을 다른 데서 못생겼어 어. 빨리 해 아, 아, 이거 언니가 저, 저 나라는 인도에 많이 살 지금 너무 어, 생삼 있어 아, 그런데 인도가 어, 인도 사람 인도 남자가 어, 와. 야, 잘생겼네 이 사람들. 와. 나은호. 나은우 참. 제 남은 신유. 나은호는 진짜 잘생겼다. 네, 저, 그, 그, 그 남자 제 남친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아, 그 남자를. 자, 잘생겼죠? 네. <laughs> 너무 잘생겼어요. 아 아니요. 선생님. 네? 아, 전화지